이런 수술은 절대 안 돼요 첫 수술에서 끝내줍시다.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지방흡입 후에 재수술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재수술을 왜 하게 되는지 재수술을 받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 좀 알려주세요 대부분 세수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불만족 때문에 오겠죠 이게 이제 흡입에서는 지방이 좀 덜 뽑힌다고 생각하고 볼륨 감소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모양상의 문제 때문에 재수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모든 성형수술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방흡 재술의 경우 첫 수술과 다르게 지방층 주위로 유착이나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딱딱해지거나 달라붙는 등의 이유로 수술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재수술에서 특히 더 어려운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복부 재술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배꼽 주위가 특히 그렇긴 한데 배꼽 주위로 뭐 상하 복부 재술할 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배꼽 주위가 어려운 이유가? 배꼽 주위가 생각보다 유착이 좀 더 심하고요 디테일이 더 어려워요 되게 잘 접히는 부위라서 서 있을 때는 굴곡이 보이다가 누워있으면 또 굴곡이 안 보이거든요 음. 수술은 누워있을 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서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처짐이나 그 주름 방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서 복부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부위라고 가정했을 때 재수술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최대 몇 번까지는 뭐 정해진 거 없는데 세 번 이상은 무리라고 봐요. 예전에 문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재수술 가능 시기는 수술 후 6개월 이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극되는 부위에 이제 멍이나 붓기, 조직들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보통 이제 6개월 후이고요. 흡입 결과에 대한 판단 또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재수술 시점을 그 정도로 잡고 있어요.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회복이 더 느려지나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유착이 심했거나 수술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복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유착이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른 네, 거잖아다 다르고 첫 수술에 되게 많이 뽑았던 경우는 이제 피부랑 근육이랑 되게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겉에 되게 얇아요. 그 상태에서 유착이 생겨버리면 유착 자체가 되게 오래가고 생각보다 재수술할 때 그 유착을 떼어내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나이는 이제 지방 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나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극구 말린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수술 결과는 양호하고 남아있는 지방량이 거의 없어서 재수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 만약에 환자가 억지로 지방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는 굽고 말리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 분들은 조금 재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착이나 패임으로 인한 재수술은 지방이식이 효과적일까요? 네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은 떼어내겠고 폐인 부분은 주변 지방들좀 정리를 하면서 다른 부위에서 이식을 할 지방을 뽑아서 이식해주면 조금 더 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재수술을 할 만큼 심하지 않은 케이스는 지방 추출이나 분해 주사로 커버가 될까요? 네, 부위가 작거나 교정해야 될 부분이 특정 부위로 약간 튀어나온 경우면 주사로 교정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추출이나 분해 주사를 여러 차례 맞으신 분들이 내원하시면 재수술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주사 시술을 여러 차례 맞는 경우에는 겉에서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서 지방 형태 그리고 성질이 많이 변하는 경우도 많고 조직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어려운 케이스로 변할 수 있어서 재수술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재수술 후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수술에 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거는 똑같고요 대신에 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가 많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원장님 제 수술도 첫 수술처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첫 수술처럼? 첫 수술만큼은 뭐 쉽진 않겠지만 제 수술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고 환자분들 되게 두려움에 여러 가지를 망설이게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방흡입 재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